M 카운트다운 아 저희 첫 컴백 인데 이게 뭐야 이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 첫방입니다 올리유 저희가 약 4개월 만에 컴백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수트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우리 이쁘기 그래서 그 의견을 적극 고려해가지고 올리오는 이렇게 수트 지금 안 보이시지만 우리 다 멤버들 옷이 좀 블링블링하고 화려합니다 카메라 리허설 직전이거든요 조금 진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흰색이 너무 더워요 아. 여러분들 무대를 하실 때는 히드텍을 잊지 마세요 의상에 그 갈아입다가 옷 벗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히트텍을 입고 했어요 히트텍을 날씨 추우니까 그래서 제가 추위를 잘 타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춤추면 땀을 안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야 역시 히트은 유니클로입니다 어? 어? 어? 리 무기씨 아니세요? 저 그래서 끝나는 사진 한 찍자 같이 빵 아. 네, 제가 엄청난 팬이거든요 어느 중 K스타 와 대박 탑섭니다 와, 와 b 섭니 의상 제 그 차차차 차차 차차 아. 네 의상이 좀 화려하죠 뭔가 제가 사실 제 연습실에서만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국이 이제 스튜디오가 되게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너무 막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막 침이 막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좀 애를 썼는데 그래도 재밌게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사단 인터뷰 누인 지혁입니다 싱글? 원리유 노래요 어, Only you 이 세상 어딜 둘러봐도 너 같은 여자는 없는 걸 네, 요즘 요번에 저희가 트레, 어, 장르가 트로트라고 했죠 너밖에 안 보여 이 세상 모두 가라 그래 짜라짜짜 쿵짠 찡긋 이 노래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저희 이프들이 따라 부를 거고 그렇 이, 노,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지 일단 음. 올리오는 좀 신나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어. 좀 해맑고 또 음. 그리고 좀 뭔가 어 그냥 아이처럼 음. 그래서 이 세상 어딜 둘러봐 거기 말고 파트 파트 아제 파트요? 네. 저는 자네 파트 너는 예. 음. 너는 너는 아직 잘 몰라 제가 해볼게 몰라 음. 음, 음, 너는 음. 아직 잘 몰라 잘 이게 잘 몰라 잘 몰라 잘 몰라 뭘, 뭘 먹었어? 너는 아직 잘 몰라 제 파트는 이렇게 떨어져 떨어줘야 돼 떨어, 떨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냥 부르면 네가 나를 원할 때 난 거기에 있을게 이거고 네. 이제 제 스타일대로 부르면 네가 나를 원할 때 난 거기에 있을게 아, 이렇게 느낌을 넣어줘야 팁이 있어요 팁 쉽지 않아요. 이거 따라해보자. 연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추워서 오들오들 아, 아. 따라. 누가 추워서 오들오들. 자, 이분 따라 따라 하실 때, 응? 몸을 떨으면서 방금 예. 한 것처럼 예. 아니면 추운 데서 추울 때 일부러 예. 좀 이렇게 춥게 입고 나가서 불러봐요 그러면 돼요 아니 제가 들었는데 그 어떤 분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제 파트가 나오면 춥다고 추워요. 추위에 자꾸 예. 자꾸 떠니까 춥다 그러더라고요 한여름에 네, 춥게 추운 한여름. 곳에 가서 불러봐요 제 파트를 불러보시면 이제 할 수 있을 아, 거예요 아, 3회 9, 8, 자, 6, 5, 4, 3, 2, 1, 와!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어! 예쁜 척하는 가버렸네 가버렸네 Only 밖에안 보여 이 세상 모두 가라 그래 Only you 네 드디어 저희 인팩트의 온리우 첫방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 뭔가 이게 사실 첫 방부터 생방송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서 우리 멤버들도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있고 이쁘들이 되게 짧은 시간 아마 오늘 배웠을 거예요 오늘 현장에 와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응원을 응원법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희도 들으면서 저희도 무대하면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일장입니다 유뱅에서는 또 더 많은 이쁘들이랑또 재밌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온리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온리유 뮤직뱅크입니다 건망증이 생겼나봐요 핸드폰을 자꾸 잃어버려요 또 어디다 잃어버린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 아육대 있잖아요 아육대 할때그 포토카드? 아니 그 카드를 써서 이렇게 드렸는데 제 글씨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프들한테 이쁜 것만 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거를 계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바르다 바르다 지금은 지금은 제가 보면은 기억 니은부터 약간 유치원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글씨 교정 중입니다 제가 글씨 교정해서 꼭 예쁜 글씨로 멘트 많이 써드릴게요 우리 이프들에게 예쁜 글씨를 꼭 많이 많이 써드리는 임팩트의 지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 네 아, 오늘 정리 됐어요 사진으로 네, 네 정리 완벽히 됐고요 아. 사장님 그냥 넘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돼? 네 아이씨. 제가 다해결해놨어 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아 지금 사진 찍으러 가셔야 되니까 뭔 사진이야 어디 나가? 아 이게 지금 어, BBC에 나가는 사진이 근데?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나가야 나 BBC 실장 약한데 아, 그 일단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찍어. <laughs>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100대 제협에 누워 사는 인터뷰 유리샵입니다 지금 끝? 사전 녹화를 이제 세트를 이제 촥 깔고 했잖아요. 세트가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되게 파스텔 파스텔 하면서 풍선도 좀 있고 야 이게 가지 저희 데뷔 곡인 어, 롤리팝 고생하셨습니다 롤리팝 무대를 연상키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좀 데뷔를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어, 파스텔 파스텔 해가지고 저희 의상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전 녹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실 때도 많은 분들이 어,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징긋 아, 끝! 날이 좋아서 날이 흐려서 모든 날이 너의 Only gift 잘했지 좋았지 자, 좋았지 오늘 운동 무대는 어, 음카, 유뱅 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점점 성, 발전하는 <laughs> 것 같은데 무대가? 잘했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저랑 상태 어, 상태 좋았나 상태 좋 아, 머리 괜찮아요? 상태 아, 좋네요 지금 아, 뭐 귤을 묻혔어 귤 너무 맛있게 먹어 자 안주만 해줄게 네. 일로 와보세요 태 상태에게 물어봐 가져오고 싶은 가져오고 싶은 거야? 태호 없다 저는 태호 형의 러블리함을 가져오고 싶네요 아, 아 지한이 형은 지한이 형은 뭐, 네, 본인이 뭐, 지한인 걸 네. 증명하기 위해 뒤에다 지한을 달고 다니네요. 네. 뭐요? 근데 자기는 못 봅니다. 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라서 동료 말하는 거 몰라. 뭐지? 아 나는 지한이다. 자 글씨 교정이. 자 또. 팬미팅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싫지 않으 멤버들 모르는 준비 근데 있죠 이렇게 네, 쓰고 아, 그 글씨 한 글자를 써줘도 예쁘게 써주면 보는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영현 영현 여러분 이건 오로지 진짜 이 프로를 위해서 결심한 일이니까 알았어요 구 거꾸로 입은 게 아닌가? 원래 이런 나한테 사랑 좀줘 사는 인터뷰 오늘의 시간입니다. 찡긋! 오늘 오기원 씨 찾아오셨네요. 새로 대판 잔답니다 아, 지금 오늘이 3일차인데 지금 한 3주차 된 것 같아요. 몸이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27이니까 쉽지가 않네요. <laughs> 하나, 네. 둘, 아니야. 아 지금 나와야 네가 잘 나오잖아. 아이 가보자.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사진. <laughs> 이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사진이야? 아 내가 이렇게 생기긴 했어 어떻게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솔직히 각도나 이게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사진이야? <laughs> 아니 너가 지금 내가 느낌... 갖고 싶겠어 이거를? <laughs> 이거를 굳이 그렇게 갖고 싶겠냐고 우와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인정을 해 어, 근데 사진이 너무 이렇게 찍었잖아 알았어 음, 이걸 보시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시길 바라고요 이걸 보내드릴게요 각자 집으로 봐봐 응. 음, 요걸 아니면 대문 앞에다 붙여놔 무섭 무섭 혹시나 좀 무섭다 누가 나내 우리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을 두드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붙잖아 별빛이 내린다 어? 뭐야 와. 이제 곧 내려가야 되는데 나? 유지우고? 제가 염 어깨 넓어 보이게 지금 의상도 입을 거 이거 여, 이거 그 음성은 쓰지 말고 몸에 먼지나 떼 <laughs> 옷에 먼지나 떼라고 퉁잘 나와요 돌아온 농상의 시간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농상이고요 어,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데뷔 앨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상 준비하는데 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네. 앨범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트로트를 준비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하반기에 굉장히 트, 그 트렌디한 딥하우스 장르의 트, 네. 그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네. 회사와는 아직 협의가 안 됐지만 저희는 하반기에 낼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왜냐하면 저희는 웅상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웅상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로 이렇게 작업하는다 음. 그리고 웅상이 이제 조만간 시그니처 포즈를 만들 거거든요. 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웅상이었습니다. 오늘 인기가요 뭐 다른 모든 방송다 이쁘지만 오늘 인기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제 산옥 세트를 지은 그런 무대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산옥에 대한 산옥에 대한 그런 효과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뮤직뱅크는 좀 더 그 산옥 세트가 좀 청량하고 아이돌스러웠다면 이번에 약간 좀 세트는 이렇게 예술적이었어요 아트적인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명이랑 의상이랑 완전 다 찰떡이더라고요 저희 본방 갔다 올게요 아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시청률 얼마나 나오나요 누워서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 긴긋 상해 형이 아이스크림을 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갑자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몰이를 했죠 어, 그럼 형이 사면 되겠다 그래서 무려 개인 카드로 아이스크림을 세 통이나 샀습니다 베스킨 라빈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저 이거 없어져가지고 고마워 상해형 자, 2019년 황금돼지. 네, 제가 황금돼지거든요. 저의, 저의 황금돼지의 길을 우리 이프분들이 다 나눠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의 황금 길을, 황금돼지의 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뭔 2019년에는 진짜 우리 이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예요. 저는 1순위가 부부고요 0순위가 멤버들이기 때문에 어, 멤버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아프지 말고 서로 웃는 날들만 가득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이프들에게 돌려드리는 맞아.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해야 이프들이 네.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긍정적인 네. 에너지를 우리가 즐거워야 이프들도 즐겁다. 음. 분들에게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수 임팩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저희 주변에서 그렇고 임팩트가 어, 굉장히 비주얼이 위에 올랐다는 소리를 음. 굉장히 많이 듣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 이거 잘 유지해서 2018년 연말까지 가봅시다 네, 알습니다새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